아, 손이 했다 공이 아니었다 왜 뒤로 돌았지? 오 맞지 완전 진지 어, 혈, 현란해 현란해 현란해 우와 돌려 막 음. Mm-hmm. <laughs> 멋있다. 끝. 뭐가? 휴. 으, 으, 어머, 저 되게 무서운데 벌써? 어떡한데? 오 받았다 받았다 밑에서 바로 받았다 덩크 뜻뜻 <laughs> 너무 싫어요 하 도치는 도치는 축구 스타일이야 <laughs> 축구공 좋아해 축구공 터주는 거 좋아하는데 <laughs> 슝 요거를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슈슈 어, 됐다 막았다 얘는 꼴대리 그 수비였나? 어, 가는 수비였다물로잘 익어서 밥을 먹으면서도 공을 놓치지 않는 애정 덩큐 슈 아이고 매달리는 건 잘한다 우다다 넣어볼래? 오기 오기 아니 오빠 손은 노리는데 공이 아니고 아, 이빨 성격 올라간대. 손은 거들고 거들었다.